지금 생각해보면 일할 때만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을까 싶다 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또 결혼설이 나온 데 대해서도 황민아는 처음 곁 었으니까 감당을 못한 것 같다. 얼마나 부담되겠느냐며 피해를 보고한 보고를 떠나 서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한국 이솔 기자 연예의 막에서 가수 김종민 과 러브라인을 그리고 있는 황미나 기상 게스터가 근황사 진을 공개했다. 14일 황미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브랜드의 팝업스토어에 참석한 모습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황미나는 새하얀 블라우스와 트위드 스커트를 매치한 룩으로 무결점 몸매와 쭉 뻗은 각선미를 뽐냈으며 셀카 사진으로 물오른 인형 미모를 과시했다. 한편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마대 출연 중인 황미나는 최근 김종민과 결별설에 휩싸인다. 있다. 이들을 종미나 커플로 부르며 주목해왔던 시청자들은 대체로 어차피 비즈니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 때문에 만난 거지 뭘 저렇게 해명까지 하느냐? 프로그램 화제거리 만들었으니 할 만큼 했다 등등. 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며 나이차를 보면 애초에 오. 어, 레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이별을 예상했다는 의견에도 공감이 많았다.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막 24일 늘 네,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무한 자극하고 있는 김종민. 대시 황미나 커플의 스페셜 특별편을 방송한다. 가수 김종민, 4식 E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 에서 황미나, 26, 와의 만남을 돌아보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21일 밤 11시 방송된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황리 나 커플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졌다. 김종민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 되면 너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바쁘니까 연락을 하지 않는다. 문자로 만나자고는 했지만 너무 바빴다고 말했다. 또 생각해보면 황미나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에만 만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연한 답을 피했지만 결혼 기사 같은 게 황미나에게 는 얼마나 부담이 됐겠느냐. 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너무 많은 기사가 나 오니까 하나하나 해명해 줄 수 없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김종민은 그 친구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더라. 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1 0 1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진행된 연애의 맛 시즌. 1은 이날 방송을 끝으로 종영됐다. 시즌 2에는 고주원, 김보미 커플을 제외한 모든 커플이 하차할 예정이다. 연애의 맛 지난 9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연애의 맛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인문학 에는 짜여진 대본과 데이트 코스 없이 출연자들이 직접 데이트를 준비 100% 현실 연애를 보여주는 리얼한 연애. 의 예, 마드로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연애의 맛 공식 커플 1호 종미나 커플은 첫 방송과 동시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 매 방송마다 설렘으로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상황. 매회 종민아 커플의 데이트를 지켜봤던 시청자들은 종민이 미나 가는 모습에 진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느껴지네. 꼭 잘 돼서 행복하길 종민아 커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혼해서 아내의 맛에 출연하길 바랍니다. 등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을 보고 냈다. 더욱이 종민아 커플의 탄생 이후 환민아는 자신의 S. n s 에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달달한 럽스타그램을 선보이는가 하면 김종민이 출연 중인 KBS 1박 2일에서는 정준영과 데프콘이 환민아를 지수 씨라고 직접 언급. 김종민을 당황하게 만들며 종미나 커플의 리얼 연애에 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14일 오늘 방송될 스페셜 방송에서는 종미나 커플의 첫 만남부터 달콤한 직진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러브 스토리가 총망라돼 펼쳐진다. 종민아 커플에 떨림 가득했던 첫 만남과 황미나는 물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았던 김종민의로 늘부터 1일 고백, 연인들의 성지 한강 데이트 등 매주 시청자들의 심장을 강탈했던 종민아 커플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 특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강을 커플이라면 꼭 가야 하는 데이트 장소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한강대. 이틀에서는두 사람이 라멧과 치맥을 다정하게 즐기는 모습이 다시 한 번 선보인다. 여기에 종미나 커플의 미공개 셀프 카메라 등 본 방송에 선은 볼 수없단 심쿵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이라 의미를 더한다. 그런가 하면 연애에 맞은 14일 오늘 종미나 커플 스페셜 방송을 끝으로 방송 시간을 목요일 11시로 전격 이동한다. 그동안 이어졌던 시청자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 오는 1. 8일, 목부터 김종민, 이필모, 김정훈, 구준혁 등 대한민국 솔로남들의 리얼 연애를 다시 가동하는 것. 김종민은 황미나의 이가지 소원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진중한 어른 연애를 가동한 이필모 달라지고 있는 김정훈,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구준혁 등이 어떤 설렘 포텐을 터트리게 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작진은 종미나 커플의 스페셜 편에서는 본 방송에 서는 볼 수 없던 특별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종미나 커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생생한 리얼 연애를 선보일 스페셜 편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목요일로 시간대를 옮겨 선보일 연애의 맛에 또 계속 응원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